q u e 자켓도 쯔르위춘지 보스 때 아주 상당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확 벗으려고 살고 계속 안 벗었단 말이에요 할 때, 네. 1, 2절 때. 오, 어, 진짜로? 복근 아. 상태를 저희가 확인해줬지 않습니까? 우리 복근 상태를 확인해줬기 때문에 네. 네, 더 확실하게 찍힐 수 있어서. 하 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점점 이게 축축해지고 있어요. 네, 어, 몸이. 더, 더... 네. 아. 근데 아따따까이, 아따따까이. 아치, 아치 됐을까? 아치, 아치. 아치. 그러면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의 밀착 취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사카 조금 짧게 해서 조금 아쉽긴 아, 하네 아, 밀은 난데? 아, 이거 나온다고 그래. 이거 이거 편집되겠다. 아, 이거 못 쓰겠네 이거.